할렐루야. 네, 저는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필더라는 전도자를 좋아합니다. 아, 조지 빌드가 얘기했던 가장 위대한 말은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길 원한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1770년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는데요. 어, 영국과 미국 대서양을 수없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에, 예, 전도자라고 어, 그렇게 호칭을 어, 칭함을 받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저는 너무 멋 있어가지고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저 또한 녹슬어 사라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용당하다가 다 달아져 주님 발 앞에 쓰러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제 설교의 과거 지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 소원이 사실은 뭐였냐면 목회를 은퇴하면 아프리카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제 심장을 묻을 곳을 다 적여놨지요. 그래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저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저는 이 복음의 칼을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서 이 검을 휘두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지만 엔드타임을 전하지 못한 예, 아주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악하다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엔드타임의 복음의 검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녹이 슬어서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 검을 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날카롭게 그 복, 엔드타임의 복음이 예리하게 그 복음의 검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예,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예, 오늘 또 그 세종시에서 의사 부부가 등록하셨거든요. 부부가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고. 나는 남편이 끌려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남편이 더 열심히 듣는데요.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아, awakening 깨어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각성이란 말은 great awakening이거든요 엄청난 깨우, 깨어남인 거죠 잠자고 는 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래요 영적 대각성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을 들고 마지막 때 엔타임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빌드의 영상을 잠시 3분짜리 보고 말씀 전할게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위필드. 그는 20세에 극적인 회심을 하여 22세부터 56세까지 약 34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정의 설교자요 눈물의 설교자였습니다. 눈물 없이 마친 설교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그에게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진정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위필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세 달씩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무려 13번이나 하면서 7차례 미국 선교 여행을 했으며 영국 전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8,000여 회, 작은 집회까지 하면 약 3만여 번에 걸친 대중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서너 차례씩 1년에 천 번 이상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야외에서 육성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그날도 위필드는 늦게까지 야외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 밤새 심한 천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친구는 앞으로 설교를 좀 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없어서 없어지기다는서 없어지겠네. 그날 밤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계속 남아 18세기 대각성과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으며 세계 선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윗밴디의 삶은 그의 마지막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혀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열망으로 태워진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녹슬어 있는 마음, 녹슬어 있는 열정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위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오 주여 내 몸이 녹슬어 못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멋진 신앙의 선배 오늘이 제 55번째 생일입니다. 파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몰랐구나. <laughs> 아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장로님이 나한테 예배를 일찍 끝내달래. 네. 내가 뭔 말인 줄 알았어요. <laughs> 목사님 오늘 좀 예배 좀 일찍 끝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분 일찍 끝냈죠. 네. <laughs> 근데 제가 오늘 이조디 빌디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빌디는 제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달아서 사라졌는데 저 나이도 살아있구나 생각하느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생일 축하까지 받았잖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빌드처럼 그렇게 사역하다가 저도 달아 없어지겠다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어, 저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댓글을 이제 뭐 평, 어, 실시간 댓글은 못 읽지만 어, 제가 이제 설교 후에 달려든 댓글을 다 읽는데 울컥울컥한 그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그러한 코프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과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성경적인 줄만 알았던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경과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부활절, 이스트 다산의 신, 크리스마스 니무롯, 추리를 말하는 거죠. 상록수가 니무롯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매년 사순절이 어, 비성경적 어, 부분도 또 앞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초막절은 컴포케이션은 성경대로 기념하니 정말 눈물 나도록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코뿔소 TV 사옥 초막을 기대합니다. 비 오는 가을 하늘 먹구름을 보며 지나다 나팔 소리 들려오는가 상상해 봤습니다. 하늘만 보면 구름만 보면 예수님 생각 자동으로 되어지니 예, 코소 수업 덕분입니다. 영원한 장마 그곳으로 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목사님의 기름 부심이 이로부터 질서 있게 여기까지 전해지니 미라클입니다. 창공으로 날아올라 먹이를 발견하고 이내 굶주린 아기새에게 먹이 먹기 좋게 다듬어 끓고 하기만 하면 대개 나눠지는 어미새처럼 매때 말씀을 안겨주시니 이것도 미라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훈련이 되어서 여유가 생긴 건강한 신앙도 커플소 TV 덕분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이 기쁨의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In Jesus name 이렇게 기도와 함께 있는 댓글을 제가 그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어미새가 그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먹그저에 뭐 다듬어서 이렇게 예, 나눠주는 새처럼 말씀을 안겨준다는 표현이 멋있네요. 어, 여러분 뭐든 쓰지 않으면 녹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것 어, 아낀다 아낀다고 뒀다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있으면 더 써버리세요. 집에 은수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금숟갈 은수저 있는 거. 아, 내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거 보관하지 말고 써. 그냥 열심히 퍼먹어 밥을. 밥숟갈 덜 할 때까지 퍼먹어버려. 음. 그냥 놔두면 도둑님한테 나중에 어, 선사하게 됩니다. 그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개척교회 때 참 힘들 때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먼저 헌금을 크게 보냈더라고 우리 누님이 회계헌금입니다. 그래서 아니 누님 뭔 어려운데 이렇게 보내 헌금을 뭐 누님 다니는 교회나 보내지. 아난 헌금하지. 근데 어제 도둑님이 우리 집 찾아오셔가지고 금붙이 다 가져갔다는 거야 <laughs> 애들 돌 뭐 반지 뭐이따이다 막 전부 다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싹 가져갔대요 예. 그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우리 동생 개척하는데 헌금 좀 해줄걸 그 생각이 들더래 예. 그런 생각 누구도 하지 누가 못해 그거를 아니 사업 막은 다음에 아, 진짜 그때 박인민 목사님 뭐 어? 뭐 TV 사온가 뭐 한다 내가 해버릴 걸 진짜 망해버렸네 이런 이런 얘기 를 누가 보대 아주 그런 생각 그냥 했대 그냥 그냥 했대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지금이라도 해라 <laughs> 그래가지고 헌금을 보낸 거야 도둑님한테 바치고 2차로 했더라고 제가 현대아파트 여기 20년 훨씬 넘은 아파트잖아요. 제가 어, 정수기 물을 먹, 는데 우리 교회 생수 사업하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네, 여기 남양주 쪽에 큰 생수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공장을 다 차리고 이제 예, 허가만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물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호수로 오는 동안 호수가 녹이 슬면 녹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파트가 엄청 낡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여기 홈마트 큰 마트에 생수 배달하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아랫페탈을 같이 탔어요. 아저씨 그거 2리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천 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예, 여섯 개6 3 3 0원인가 한대요 네? 예? 1,030원인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2리터에 내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어요 어? 정수기 값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천 원인데 예, 조금 더 건강한 물을 뭐 밥하는 물이야 정수기로 하든가 뭐 수돗물로 해도 되는데 마시는 물은 생수를 마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생수를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간대기가 작아가지고 생수를 사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정수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근데 그 홈마트 사장님이 결정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 어, 목, 어, 목사님이 모르니까. 저라님이 현대 아파트는 20년 바로 지은 아파트는 파이프가 깨끗해서 괜찮은데 이 오래된 아파트는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그래서 생수 마시는 게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기 현대 아파트 사시면분 생수 마셔봤네. 우리 최은종 자녀님 어떻게 생수를 마셔 정수기를 마? 에? 정수기? 에? 우리 장로님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주님 안 오시면 생수로 드셔 생수로 음.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 이제 공장 가동 시작되면 막 우리 교인들한테 아마 싸게 줄 겁니다 아멘 해줘요 그래야 싸게 주지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clears throat> 근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선을 먹었는데 건강이 느껴져요. 제가 한 두 달 먹었거든요. 두 달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을에 우리 미성한 사님 제 가을에 힘든 거 아시죠? 가을 고울달만 되면 재채기가 나오고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분의 어떤 뭐 온갖 좋은 건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무슨 쪽제비 간도 막 말려가 나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좋은 건 나한테 나한테 보내주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 그러니까 다 그것 먹어 좋아져서 내가 뭐 때문에 좋아진지 몰라 근데 한 가지는 물을 좋은 거 마시는 게 참좋같다또 여기 홈마트 또 생수 다 팔리겠다 또 내가 얘기해갖고 또 예. 근데 좋더라고요 예. 생수를 마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는 생수 맛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녹슬은 어, 이 녹슬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방지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이 병기라면 의의 병기로 너를 들여라 그래. 우리가 검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검.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뭐열 달란트, 한 달란트 뭐 두 달란트 이게 주잖아요. 주인이 여행 갈 때 장사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 열심히 장사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뒤지게 조망합니다. 너 왜 묻어놨니? 녹슬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녹슬었는지 안 쓰는지 보마알 예. 그러면 몸땡이를 아끼려고 그렇게 침대에다 눕혀놓고 <laughs> 뒤집었다가 안 <laughs> 눕혔다가 다 녹슬어버려. 열심히 살아.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함께 합시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박수리 영과 빵빠레를 흘려라. 조지 빌드처럼 설교하다가 예. 그리고 잠잘 때 그냥 주님 부름 받고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꿔봅니다. 예. 그러나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죠. 사명이 있는 자는 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나를 데려가셨나요? 사명 끝나고 데려가는 겁니다. 다시 사명 끝났다. 그러니까 데려가신 분은 사명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있을 이 유가 없어 요이 땅에. 그래 안 그래? 그죠? 사명이 끝났는데 뭘 있어? 그 좋은 곳에 가지. 헤어진 건 좀 섭섭하고 쓸쓸하고 남은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좀 어? 그렇지만 사실은 간 사람한테는 축복입니다. 천국만 간다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도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18세기에 수많은, 수많은 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는 찰스 펄전과 조지 필드, 찰스 피니, 그 다음에 디엘 무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들은 다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녹수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축도로 충성한 사람이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의의 변기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불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아멘. 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예, 불이 들어가는데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심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 인생이 안 변할까요? 그래서 저는 불을 던지는 목사입니다. 이제는 저는 이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어, 이 인봉을 뗐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봉을 뗐다는 얘기는 열었다 그 말입니다. 닫아놨던 그 말씀을 감춰뒀던 말씀을 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 열어진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예,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르심 받는 순간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변기창고에 요한계시록, 이 엔드타임의 복음이 노기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깨달았으니까요. 아, 노기스로 썼구나. 녹이 든검으 어떻게 그 사람을 에? 예, 그 사람이 전쟁에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군대 가보죠. 군대 갔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 자, <laughs> 많이들 갔다 오셨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입니다. 저는 진짜 병장입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네, 저는 병장 출신이에요. 꽃사슴처럼 생겼어도 군대 제대했다니까. 근데요, 매일 저모 때 그 내후반 청소를 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개인화기 청소입니다. 예, 이게 그 대가 딱 빼면 쫙 빠지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꼬챙이에 천이 들어있고 기름을 묻힙니다. 그리고 총구를 계속 쏘십니다. 왜? 이게 실전에 총을 쏠 일이 별로 없어요. 총쏠 훈련을 한 달에 몇 번씩 총쏠때 총을 쏘고 그리고 계속 매일 총을 닦아요. 왜냐하면 딱 그 개인화기 꺼낸다 실시 그러면 실시 그러면 딱 총을 딱 꺼내거든요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딱 지나가다 교관이 총을 딱 들어요 그리고 쫙 봐요 딱 보면 청구가 <laughs> 반짝반짝하게 닦고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를 안 해 녹이 탱탱 쓸어 있는 그럼 그러면 이 사람만 열차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을 안 닦았으니까 내오바장 일로 와. 이총기 봐봐. <laughs> 보고 할 말 없습니까? 쉬어 있습니다. 저는 안전군장, 연병장 집합 이래버려요. <laughs> 그러면 한 사람 총기 안 닦은 것 때문에 집밥에서 밤새도록 뺑뺑이 도는 거야. 하나의 추억이 됐지만 전쟁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검을 갈아놓고 총구를 총을 쐈는데 총을 안 나오면 어떡해. 녹이 슬어가지고 전쟁을 어떡하냐고. 날카롭게 갈아놔야 됩니다. 날카롭게. 예. 그래서 어,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이녹이승 검에 대한 영상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뭐 좀 설교의 시간에 보여줄 영상이 없나. 그래서 전당포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녹슨 검에 대해서. <laughs>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땅을 팠더니 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전당포로 가지고 왔어요. 네. 전당포 사람이 이거 얼마 받으려고요? 그때는. 한 200불만 주십시오. 200불이면 24만 원이거든.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아이고 니 녹슨금을 어디다 쓰려고 내가 뛰고 전당부 받아서 20만원 큰 돈인데 말이야 아이고 20만원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에, 언제나 그 평가는 평가사가 이렇게 매기거든요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오 이거는 700년 된 검인데 <laughs> 아프가니스탄에 쓰던 용사들 마리에서 칼이 안 빠지도록 이 칼잡이가 돼 있고 예, 그 당시에 유럽을 정복하는 최고의 전사들이 썼던 칼이고 예, 이러니까 눈이 바짝거리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전당포 주인은 300불 드릴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450불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일단 매해지니까 안 돼 안 돼 안돼 내가 그렇게 못쳐 예, 그, 그래도 이거를 녹을 녹을 그래 옛날 거라 합시다 이게 녹슨 칼 누가 가져와 그래가지고 300불에 쇼부를 보더라고 처음에 200불 달라고 했다가 이 사람 100불 더 받고 그래서 1500불을 또 줘, 줘서 공장에 맡기는 거야 이분이 300불 주고 산 검을 1500불 한 200만 원 주고 이 검을 날카롭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예, 200만 원 1500불을 받고 막 이렇게 막그 예? 그 재련하는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아까 전에 녹을 다 벗겨내고 딱 전담포로 배달 왔는데 완벽한 거예요. 그 얼마 받으려고? 2천만 원 받는데. 또 안 놀랬나 봐. 진짜 시비들은 뭔 얘기를 해놀리에 그러니까 녹슬은 그런 검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 녹슬은 검을 가지고는 값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엔드타임의 검을 에, 갈아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출소해야 한다. 깨워야 한다. 예. Great Wakening.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누구처럼? 조지 비들처럼. 이게 제 설교인데 오늘 끝낼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그냥 일찍 방목사 생일이기도 하고 그냥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죠? 네, 한 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었는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날이 어떻게 해요? 녹시,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쓴 검으로 수술하려면 파상풍 걸려 죽어요 <laughs> 아시죠? 그러니까 날, 날쓰게 가려놔요 예리하게 가려놔야 돼요 근데 제가 7시간 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청년시대부터 기도를 5시간 이상 매일 지금까지 그 검을 가는 거를 긴장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더 하죠, 제가. 왜 그럴까요? 낡아서 사라져보고 싶은 거야. 네. 저는 휴고도 꿈이지만, 어, 주님이, 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저는 그냥 달아서 없어지는 게 꿈이야. 예. 휴고되든가 순교하든가 예. 발 앞에 쓰러지든가 셋 중에 하나겠지 뭐. 그죠? 근데 집에들은 그 생각이 없어. <laughs> 동의하시면 아멘. 예, 같은 뜻, 같은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게으름은 악이에요. 죄입니다. 다 게으름은 죄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게으름에서 깨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은 지도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남자들을 군대 보내는데 예, 군대가 다 똑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전투병과 어떤 뭐 행정병과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훈련시키기 나름으로 병기가 달라져요. 우리 세원이가 지금 어, 두바이로 가거든요. 이번에 그 어, 김경희 고사님 아들 선세원 에, 예, 특전사에서 특전사에서 신청을 했을 때 707 부대로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그냥 그냥 그야말로 살인 병기들입니다. 얘네들은 비행기에서 막 그냥 밀어 떨어뜨리면 그냥 날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칼 하나만 가지고 생존해 버려요.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예요, 선세원님.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죠. 예, 제가 멘토입니다, 세훈이. 예, 11월 달에 갑니다. 해외로 파병 가는데 707 부대예요. 707 부대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에요, 육군에서.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선발한 예, 100명 지원하면 한 명이 한 명이 착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또 선발해서 회 파병을 보내요. 거기에서 전투력을 가르치고 또 테러한다 어, 이렇게 그 것들을 이렇게 그 잡아내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 저한테 이제 전화하고 가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한 그런 전투를 가졌을까요? 그렇잖아요. 훈련이에요. 끝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설악산 같은데 헬기를 떨어뜨려 놓고요 생존해서 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침판 하나 주고 보내요 그럼 뱀 잡아먹고 네. 도토리 수도 먹고 그렇게 일주일씩 네, 그렇게 생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눈이 바짝바짝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콧불소 용사 훈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콧불소 TV 같은 용사 훈련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그것도 무슨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거든요, 이거. 네. 저는 제 생애를 들여서 이것만 하는 거야. 나에게 무슨 낙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낙이야. 아주 날카롭게 병기로 만들어버려. 마귀가 그냥 은퇴하고 싶을 때 우리만 보면. 아, 내가 이게 마귀를 하기는 하지만 저 새끼들 보면 내가 은퇴하고 싶어. 이렇게. 아시겠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음, 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릴 거라고, 제가. 예, 예, 이제부터, 어, 이번 주부터 코뿔소 용사훈련 개강 시작합니다. 2학기 개강. 예. 눈이 반짝반짝하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말이요. 그냥 정말 이 마귀의 군대에게는 정말 이 콧불 속 용사들은 가장 무서운 존재들.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1 0 0 명을 깨우는, 예. 대각성을 일으키는, 아, 그런 영적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흘려라. 이 말씀은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 떤 검보다도 예리하다이 말이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고 그리고 사단의 예, 이 세력을 이 검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엔타임의 복음이 흐들러지지 않으면 누구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깨우는 건 엔타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복음. 신부가 되고 용사되게 하는 복음은 엔타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금이 녹시면 안 됩니다. 이 코프스 목사가 이 금을 들었기 때문에 키어코 100만 명을 깨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 우리가 바로 성취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죽도록 충성해야지요. 임무 안수해야지요. 죽더라도 가야지요. 아멘.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아, 갑니다는 안겠어요 목이 아파서. 1 0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 곧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장애물이 없는 거야. 아멘이시죠? 곧벌써 용사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부수고 나가는데 때려 부수고 나가는데 브렉스루 어? 그것 때문에 용사 훈련하는 겁니다 장애물 있으면 목사님 장애물이에요 어떡해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나 이제 입을 찢는 얘기 안 합니다 나도 수준이 있어졌어요 김명현 박사는 강의 듣고 수준이 좀 좋아졌어요 에베소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의사들도 수술할 때요, 예? 수술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어느 부위를 수술할 때는 어떻게 생긴 칼, 예? 네? 치과에도 막 이런 거 막 이거 긁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어금니 팔 때는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창조론의 금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이 예수 6월절에 피해 복음이 있는 거야. 아멘이시죠? 예. 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엔드타임의 검이 있는 거지. 다른 검 많이 써서 조금 좀 반짝반짝한데 엔드타임 검 모든 목사들의 손에 다 녹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무슨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다. 무슨 상황? 안타까운 상황. 예. 우리 해설이 왔다. 우 와, 우리 민정이. 너 민정이지? 아니, 이름이 뭐지? 정민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정민이. 정민이하고 해설이 인사했냐, 서로? 뭐, 지금 인사해, 지금. 응, 어, 반갑다.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드리니 얼마나 좋아. 얘네들이 웃고 같이 하는 거 보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음. 학사 에스라가 응? 그 바벨론 포로로 귀한 후에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잖아요. 알아듣는 자는 다 모이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울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아멘. 그리고는 잊혔던 그 어? 초막절 성, 성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컴퍼스테이션, 컴버케이션이에요. 초막절 성에.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래도 그럴 것이 여수아 때까지만 했고요. 그러다가 다이솔로몬 때 잠깐 하다가 요시아 왕이 정교교회 했거든요. 그때 잠깐 그 왕이 하다가 그 뒤부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녹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컴포케이션 할 때 내가 말씀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어? 8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강의를 말씀과 해석 강의를 듣고 기뻐한 것처럼 에?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초막절 컴퍼세이션 해본 적이 없어. 예. 근데 성경에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잖아. 이건 카톨릭이 변개시킨 그런 교회력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을 했어.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근데 카톨릭이 변개시킨 교회력은 사탄이 틈을 탔어. 어? 아까 제가 댓글 얘기한 대로 부활절 이스터데이래. 이스터데이라고 칭하는 거야. 이스터 신을 섬기는 날이래. 근데 예수님이 바란 걸로 하자 이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그거를 2천년 가까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거부선 목사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합시다.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 회개하고 우리 컴퍼케이션 이, 예? 이 수컷의 의미가 뭐냐 어?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에 예,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 인도를 받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 아니야 감사 에베네셀 그리고 수장절로 명하는 건 뭐, 뭔 뜻이죠? 추수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현지의 감사 요와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 그 다음에 미래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하죠 천년왕국, 미래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가 담겨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컴포케이션이 그래서 그날은 울지 마라 단 것을 먹어라 살찐 것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우니까 학사 에서라 그래요. 울지 마라. 이 나라 우는 나라 아니다. 기뻐해라. 금식도 하지 마라. 단 것을 먹어라. 그때 초콜릿 있었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알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초막절 헌금을 처음으로 해보니까 나도 처음으로 했잖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 하면서 내가 이런 언금을 드리고 내가 주님 맞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네? 예? 6월 그러니까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거든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그 연결되는 단위가 이 세 절기는 공수로 보이지 마라 그랬거든요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다고 나한테 감사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그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드려본 거난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예. 여보 초막절 감사한금 그 성에 했던 그 감사로 염소 한 마리 드려보자 또 그랬죠 근데 너무 놀라웠게 15,000명이 모였어요 예.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오만.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성에 2만 5천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속죄절에 그것도 15,000명이 넘었고 15,500명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천막절 다 평일이었잖아요 14,500명 이렇게 해서 거의 5만 명 이상이 이렇게 연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월 행사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 기쁘고 좋았습니다 마치 녹순 녹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감춰져 있어 그냥 묻혀져 있던 검이 하나하나 벗겨져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쪽이 벗겨지고 이쪽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에, 이 엔드타임의 검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검이 들려져 있거든요 이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이들 도 있어요 집이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엔타임의 복음의 칼은 어떤가요? 어떤가요? 녹이 슬었나요? 아니면 벗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도 예리하게 됐나요? 뭐여지고 대답을 해야지. 이미도 예리하게 됐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가서 열심히 갈아버리면 되지. <laughs> 그렇죠. <laughs> 어. 오늘 나 시간에 다니엘서 12장에 2절로 4절에 나는 그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열심히 봤어요. 자는 자. 한번 다시 읽어줄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저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있고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네. 것이며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고 미련함 게으름을 선택해서 예, 이제 대화 안에 남겨져 수욕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만들 자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엔드타임의 검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녹슬은 검으로 네, 괜히 찔렀다가 시비 걸면 어떻게? <laughs> 날카롭게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국제신앙 연구원 강의 지금까지 제 설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네. 저도 계속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하, 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그것들이 확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그 우주 경영은 이렇게 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UFO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웃기는 거죠. UFO를 믿는 사람은 15억, 어, 15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빅뱅 이론 있죠. 꽝 하는 폭발과 함께 뭐 우주가 만들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는 학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0억, 1억년이나 되는 동안 진화한데 왜 지구는 45억년밖에 안 돼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진화되었는데 우주의 150억년 아, 억년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장구한 세월 동안에 다른 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어, 우주인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에요. 지구를 창조한 다음에 넷째 날 네. 해달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해달별이 우주의 별이들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 믿어져 버리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질서 정연하게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립이 될 때 엔드타임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진화론 짬뽕, 뭔 짬뽕, 유사 진화론 유신, 유신 진화론 유신 진화. 무슨 말도 잘 전해? 하나님은 계시긴 한데 진화론이야 이거야. 정말 답답해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사절 계속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겁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그때는 수레밖에 없었어요. 말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빠른 거라면. 다니엘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수레밖에 더 있습니까? 마차. 지금처럼 비행기가 수직간에그 다음에 지식이 막 더해지고 이단니이다 본 거예요 지식이 더해 지금만큼 지식이 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 응? 어떤 사람이 전화했더니 나한테는 누구한테 듣고 전화했냐 네이버 지식이 가르쳐줬대 네이버 지식이 뭐라고 가르쳤는데 자기 엄마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할테니까 네이버에 물어봤대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어가지고 고통나는데 누구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김평국학교 박영 목사한테 가봐라. 네이버 지신이 그렇게 말하더래. 그 초등학생이 사는 거거든. 뭐 어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게 불과 최근입니다. 아시죠? 최근이에요.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이거 이거요. 그 타이프 쳤어요. 레포트할 때. 타이프. 착. 착. 탁 치면 착. 그리고 이제 프린트 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 학기 더 하는데 컴퓨터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도트 컴퓨터라고. 그걸 내가 50, 아, 어, 5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laughs>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딱 샀어요. 56개월로. 그래가지고 네포트를 걸어서 냈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글씨를 써가지고 내는데 나는 막 컴퓨터 쳐가지고 내니 교수님들이 마음에 들지. 그러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니까 무조건 예약처럼 나오는 거야. 네. 지인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서 12장 어, 우리가 읽었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사람. 예. 그래서 호시아 사랑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 주실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청성되고 지혜 있 종이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사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때 맞는 양식을 나눠 줄 종이 있겠느냐. 누구냐 할 때 주님 접니다. 다시 시작. 주님 접니다. 안 한 사람 뭐야지? 응? 이거 안 하려면 뭐하 여기 왔어? 다시 주님 접니다. 시작. 자, 연습이 됐는데 내가 이제 누구냐? 우린 연극을 해야 되니까.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초림 점이다. 이렇게 자, 해줘요. 어깨가 그냥 확 올라가 보도록 빠져서 올라가 보도록 한번 해봐. 때를 따라 착하고 충성된 고 그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누굽니까?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서울교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방금 서울교회 갔다 지금 오시는 길인가? 아, 제가 죄송한 게 저를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면 이리 오세요 할 텐데 전화를 안고 오신 분은 서울영광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를 찾으니 예, 저를 만나려면 어, 주일 11시 예배, 주일 저녁 6시 예배 김포영광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 홈페이지 보면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아오는 방법 다 안내해 놨습니다. 예. 그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땀이 등짝에 땀이 촥나서 오시는 길이 얼마나 그 땀이 나는지 아마 예배 빨리 참석하려고 달려오신 것 같아요.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의 등을 보면서 예, 와이셔츠가 땀에 다 젖었어요. 말씀 얼마나 사모합니다. 저렇게 예, 정말 이렇게 그 큰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깊이 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 성경의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엔드타임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지?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보낸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자가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일치다. 그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근을 보낸다. 무슨 기근이냐면 말씀의 기근이 갈 거다. 무슨 말씀의 기근?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의 기근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다. 왜냐면 하 주의 종들의 엔타임의 검이 다 녹이슬었으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그 말씀을 찾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뭐 들어오셨다가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나가신 분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것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세요. <laughs> 그래 다시 오지. 예. 왜냐하면 이걸 날카롭게 예리하게 이 엔타임을 갈아서 정확하게 건강하게 정말 오늘 뭐 시한부 정말 이런 거 정말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예? 정말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 엔타임을 전해줄 수 있는 정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떠나봐야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주님이 기근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듣고 깨어나고 그 어? 제주도에서 세종 뭐 이런 지방에서도 막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와서 근데 그 오는 모습이 땀에 등이 다, 다 젖어 있고 네. 마치 이 아모스의 애언과 예수님의 에, 예, 이마태복 24장 45절의 애언과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올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종을 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복받을 일을 선택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 목사님들 인상을 확 써버립니다 저거 뭐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되니까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지. 여러분 BC 530년에 기록됐던 다니엘서의 이 계시의 말씀은 봉함됐습니다. 왜? 마지막 때야 깨달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 사람 빨리 오간다는 말씀은 그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니까 봉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AD 95년 언제 그게 뭐, 뭐 뭘까요? AD 95년에 쓰여진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을 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BC 530년 다니엘서는 봉함하라고 그랬고 AD 95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화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속히 온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렸죠 왜 2천 만에 오셔가지고 속히 온다고 하면 주님 진짜 뻥쟁이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속기라는 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나무 뭐 싹을 내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은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무화과나무 뭐 뭐 이빨이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말라. 그죠? 근데 내가 속히 온단 말은 무화나무 싹을 내면을 일단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뒤 40년 뒤에 망했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입이 싹이 낸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그러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 벌져 있어요. 아하, 그것 때문이었구나. AD 7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사야의 그 선자의 말대로 너희 어찌여그 나라가 바로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사건은 있으면 너희는 뭐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속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부터는 속기라는 단어라면 이스라엘 독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빛의 속도로 종말은 진행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 깨어있자. 나이든 어르신도 우리 80세 가까이 됐지만 평택에서 오셨잖아요. 머리가 하얗신데도 미국에 언제 가시죠? 이달에 미국 가는 분들 많네요 올해. 음. 어,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네. <clears throat> 아버님 모시고 가자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너무 행복해. 딸이 든든한 장군 같아가지고 아버님이 행복할 것 같아. 예? 딸 옆에 있으면 마치 장군이 딱 아, 옆에 이렇게 예? 음. <laughs> 우리 김병률 간사님이 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막그 뭐 에베시관에막 달려들어 달려 강대상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시커했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목사님이 이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설교 오는데 남자가 하나 확 튀어왔잖아요 아, 이거는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예. 이거는 담당자가 있어야지 이거 그런 일이 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에, 여기 비밀 요원 하나 생겨났습니다. 예. 근데 비밀 요원은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laughs> 왜냐하면 골목이 1위기 <laughs> 우리 황희재 집사님 박수 한번 한번제 상황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네. 우리 입사님이 저 자리에 꼭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작전입니다. 저 자리를 넘어오기 전에 팔을 꺾어 데리고 와버립니다. 현직 경찰입니다. 몸이 이렇게 좋으니 뭐. 예. 그래서, 아, 그래요.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럴 일이 있어도 소용없어. 이제 여기 다 있으니까. 팔복것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 우리 항제 이사님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무조건 어, 이제는 순환 예배 상관없이 이제 그 자리에 언제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laughs> 이건 혜택이에요, 혜택. 혜택이지. 찬양단이 이게 맨날 예배 참석하잖아. 순환 예배 나중에 또 무슨 뭐 몇 천 명 해버리면 또 갑자기 또 열아홉 명만 해라 막 이래잖아. 열한 명 하든 백, 뭐, 뭐 하든 무조건 찬양단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 황인재 집님 특권이야. 얼마나 좋아. 예, 뭐팔 꺾을 일은 거의 뭐 주님 올 때까지 없을 것 같아. 예, 그래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 그죠? 음. <clears throat>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인봉해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뭐란 말이에요? 전해라, 전하지 말라. 전하라.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야, 저는 너무 놀래요, 제가. 아, 그렇구나. 저는 전,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저의 종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나는 계시고 잘 몰라요 라고 하신 분들도 저처럼 순종만 하면 주님이 갈아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 들을 성도도 또 보내줄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십시오. 일단 저처럼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저는. 2019년 7월 첫째 주.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아프리카 갔다 와서 기도하다가 너 엔타임 전해라. 그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제가. 황홀하게 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황홀한 휴거를 준비하라. 제목을 잘잤더 예. 담대에 또 첫 번부터 휴거를 준비해라는 거야. <laughs> 주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나 돌아오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냥. 근데 설교가 진짜 뭐 전문가폰 잘하더라고, 내가.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제가. 지금은 진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제가. 정말 깊이 다룬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애타임 설교 어땠나 더 잘해, 지금보다. 검이 들은 순간 날카로워져 버리는 거예 아니, 진짜라니까 집이 들어봐봐. 1탄, 2탄, 3탄 그거 다 초창기 설교요 21탄까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심화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코로나 터지고. 20탄까지는 그 코로나 안 터질 때거든요. 전혀 뭐. 네. 그냥 종말의 분위기를 느끼지도 못했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응. 나훈아가 막 세상에 왜 이런가요? 이래버리고 막 그런 거야. <laughs>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런가요? <laughs> 나훈아가 집사님이랍다. 서울 오는 교회 다닌대요. 어, 기왕 우리 교회 오시지. 형, 호나 형님 너무하다, 진짜. 어디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연결 좀 해봐, 호나 형님. 세상에 이런가요는 정말론이잖아.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고부스 목사한테 가라고 했어요. 원장님한테. 그분하고 나하고 딱 맞더라고. 응? 아니 그 나훈아 형님이요. 그 저기 저 일본 도쿄 공연할 때 좀안 그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막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다 들어주더래요. 응? 자기는 뭐 전용 비행기 없으면 안 간다 했더니 전용 비행기 보내주고 나는 그냥 공항에서 그냥 호텔 가야 돼. 카페트를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간다 했더니 진짜 깔아보더래요 네. 예. 근데 마지막 날 한인도 많이 오고 일본인도 많이 왔는데 네.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좀 흥이 나는 노래를 <laughs> 캥이나 칭칭 나네를 갱이나 칭칭나네 그러면 일본 사람도 그거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 발음이 좀 안 되겠지 갱이나 치지 나쇼 이렇게 하겠지 갱이나 칭칭나네 갱이나 칭칭나네 막 깽가리 치고 막 북치니까 신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이제 나오나가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갱이나 칭칭 일본 사람 뭔 말인지도 몰라 생중계가 된 거야 전화가 이 새끼 죽이다고 그 저기 저 그 일본 그 이거 있잖아요. 그 야쿠자 야쿠 그 새끼 죽인다고 방송 끝나고 벌레 도망가 버대요 유명한 <laughs> 일하죠 나훈아 씨 고집도 그 대단한 사람 같아 그분이요 <clears throat>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인봉하면 안 돼요. 아멘이죠. 자, 인봉하지 않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잘 읽는 말씀 중에 또 하나 소개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바로 이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온다. 지금 대환란이 오잖아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대환란은 그냥 기정사실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대환란 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올라오고 미련한 사람 남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건 남겨지면 대환란입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응? 전교인이 날라 목사도 남겨지고 그거 어떡하겠어 이게 진짜. 그 대환란 시대에 교회가 존재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겨진 목사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목사 사바 죽이려고 그러지너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나 코프스 목사 내가 설교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응?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들었는데, <laughs>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요. 목사가 못올라가잖아요 목사가 못 올라가. 예. 네. 한 청년 하나가 엄마가 올라가 버리고 아빠는 비행기 기장이니까 비행기 떠갖고 엄마가 올라가 동생도 그냥 안고 있는 동생이 없어져 버린 거야. 동생이 옷만 딱 밑쪽 줄 동생을 딱 안하는데 옷만 안고 있는 거야. 갑자기 동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너무 막 동생을 찾고 다니다가 집에 가봤더니 엄마도 없었네. 그거 이제 교회장에간 거죠. 그때 목사님이 머리 벗기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정신없이 달려온 이유는 목사님은 알죠. 목사님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 그래서 우리 커브소 t 방송을 어떻게 좀 퀄리티 있게 해보려고 네, 처음에 할 때 <laughs> 방송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자 들어갔다 나오세요 들어갔다 나오세요 하루에 열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봐요. 작전실 기도회 이름에 아주 테레비 하나 뒤에 해놓고 그막 시계 걸어놓고 했는데 진짜 촌스러워. 이전 일인데도 2년 전 기도했는데도 촌스러워. 지금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응? 그럼 막, 이막 배경을 해갖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무슨, 무슨 이게 우리서 이걸 대단한 방송이지. 근데 그보다 더 퀄리티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laughs> 어, 이거는 주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잖아. 엔드타임 전문 방송. 이스라엘 전문 방송. 이 두 가지 사명이거든. 이거를 좀 더 퀄리티 있게 하려면 방송국도 있었으면 좋겠다. 직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뭐 형편이 없고 그래요. 기왕에면돈 음. 주려면 예, 그런 데 써야지, 그죠? 음. 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예, 그냥 한 달을 하다 가더라도, 그죠? 음. 아멘 누가 크게 해줬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음. 자 보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타이밍에 대한 깨달음 준비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만 타이밍입니다 이제 휴고 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말을 준비하셔 곧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거안 가르쳐도 다 알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은 때는 타이밍이고 타이밍에 대한 깨달음. 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니 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언제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그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laughs> 앞으로 20년 남았으면 될라면 아이고 저놈 목사 오래되면 해먹는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일찍 은퇴해버릴까? 뭐야 지금 허라는 얘기야 말은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럴 텐데 에, 제가 55세니까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은퇴하려면 근데 은퇴 못할 것 같아 제가 주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전에는 막 은퇴 후에 아프리카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저는. 전에는 그 생각 했거든요. 아, 은퇴하면 아프리카 가고, 뭐, 어떻게, 뭐, 월드 브릿지 미션 본부를 어떻게 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때는 제가 엔드타임 뭘로 때니까 <laughs>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프리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깨우다가, <laughs> 주님 오시면 가야지 이런 마음이죠.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이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서 그 재해를 찾겠다. 그러죠. 핏값을 찾겠다. 제가 아, 낮 시간에 시간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때 지옥이 어딜까요? 근데 내가 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 왜 우리 주님께서 지구 이렇게 한몇 킬로 파고 들어가면 바로 불이거든요. 요왕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구 안에 모든 별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모든 별들이 돌덩, 돌덩어리고 먹덩어리고 뭐 뭐 이러지. 뭐 그 안에 불이 왜 있겠어요. 근데 지구는 어디서든 파고 들어가면 불이 나와요. 예. 그 안에, 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예. 파고, 얼마나 파고 들어가면 불이 그, 그 유황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엄청나게 넓은 것이죠. 그럼 왜 주님이 그 요왕이 타고 있는 층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해, 이상하죠, 그죠? 주님이 거기다 가두지 않겠어요? 지옥, 땅 밑에, 옥.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파라다이스, 우라노이스죠. 하분,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들고 거기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땅 밑이죠. 그러니까 유황불이요. 이건 이거는 그 바로 실제 유황불입니다. 지옥이요 지옥은요. 좀 덜 뜨겁게 만들고 뭐뭐 뭐 조금 죄를 덜 진 사람들은 또 뭐 뜨뜻 미지근하게 해주고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오지. 성경에 안 나온 얘기 하지 마 제발. 목사님 근데 누가 보고 왔대요. 나는 그런 거 안 맨다니까. 참고만 해, 참고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 땅 밑에 지옥이라는 거야. 땅지자입니다. 땅에 있는 옥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진짜 지구 아래 안에 있는 불타는 유황불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와이 산이 타오는 거 보면서 엊그제 뉴스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와이에 막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다행히 큰 폭발은 아니어서 큰 폭발이면 섬 전체가 다 이사 가야 돼요. 그 조그마한 섬에. 근데 그 공원 안에만 지금 그 요왕 그 어, 그게들이 이제 그강 그게 이제 흘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막 빨간불이 치솟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지옥의 뜨거운 불을 가끔씩 보여주는 거야. 아, 정말 상징으로 봤던 모든 제가 엔타임 설계하면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정말. 예. 그래서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진실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멘. 슬피 울며 일어가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대환란도 천지옥이지 대어라는 진짜 이제 지옥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내려가겠죠 짐승 앞에서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건데 마지막 때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그 기근 속에서도 깨어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전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들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 버린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주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수예 요 소수. 깨어난 사람들은 소수다. 예. 그래서 어쩌든지 다시 깨어났는데 다시 잠들거라 그러지 말자. 아멘. 예. <clears throat> 파티 is over. 이런 얘기 들었죠. 파티는 끝났다. 여름의 파티. 예. 아모스 8장 1절 2절. 보라 여름 과,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파티가 애곡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 여름 여름 과일 한강줄이 뭐예요? 여름에 절기가 끝이 나면 가을 절기에 잡아들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신부들은 대환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열매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첫 열매와 교회, 이방교회 첫 열매가 함께 신부가 되는 거고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또 우리가 봤죠. 10편, 12편에 보호할 것이다. 예. 계시록에서도 보호할 것이다.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인체로 보호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메시아 천년 왕국. 그래서 메시아 천년 왕국에는 시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서 들어가게 하고 이방의 숫자들은 작아요. 아르나이가 세, 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80억이 다 죽는다고 보면 되려, 되죠.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휴거가 있는다면 7년 안에 거의 다, 다 죽는 거. 그래서 그 어, 계시록에는 말, 발, 말 바퀴 위까지 그 피가 찰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악이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오징어 게임 보지 마세요 내가 또 얘기했다고 또 보면 안돼볼 필요가 없어 괜히 기분만 나쁘더라고 그 영화 내가 살짝 보고 나도 이제 안 보려고 에스더한테 야 내용이 끝이 어떻게 되냐 다 물어봤어 결론을 다 알아 이제 또 보지 마 기분 나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 영화가. 예. 근데 이제 내가 또 나는 또 하도 뭐 목사님 오징어 게임 뭐예요? 오징어 빨리 먹기 게임이에요. 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것 뿐이야. 예. 그런데 예, 그 악이 날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정말 이 잔, 인간의 잔인함과 비정함과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냥 고발하는 거. 예. 그런데 예, 그런가 동시에 기독교를 아주 그 어, 공격하는 영화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그영화에 영광을 열광하니 계속해서 교회들은 더 이제 예, 짓밟히는 시대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앞으로 그래. 근데 어떤 분은 뭐 대부흥이 올 거다. 속지 마십시오. 대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각성이 와야 돼요. 대 그레이트 웨이크닝. 예. 영적 대각성이에요. 스피리추얼 웨이크닝이 돼야지 이제는 숫자적으로 몇만 명이 보였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뭐 내가 또 더 큰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꿈 나는 그런 거 안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 그런 꿈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깨우도록 하는 것만이 저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욕심이 없어요.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또 어디 또교회라 하나 크게 져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내가 상황경기장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늘 얘기해줬는데 옛날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들는 상황경기장 가야 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KBS 사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 서울교회. 오, 안 믿는 것 같다. KBS 사당 부인이 우리 교인 집사님이었다고. 예. 그럼 나를 데리고 어디 가는데 내가 그 좋은 차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 그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내가 어디 가면 그분이 나를 또 태워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뒤에 이제 어떤 분 몇 분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아 가는데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래 나한테 피곤한데 내가 어디 가는데 왜요? 우리 본당 지나갑니다 <laughs> 상암동 지나가다가 상암 경기장에 있으니까 하도 내가 상암 경기장 본당 삼아야 됩니다 나는 상암 경기장 가 설교하다가 주님께 갈 겁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귀에 딱지가 입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본당 지나갑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웃었어 KBS <laughs> 사장 부인이 순진하네 예? 예. 무슨 뭐 제가 무슨 몇만 명 모이는 목사, 목회 목사도 아니고 말이야 조그만한 교회 목사가 그냥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laughs> 근데요 그 꿈이 더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함께 그 군대예요. 검을 들고. 자, 검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연습을 해. 검. 검을 든 것처럼 들어. 어, 검을 들고. 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시작.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 좀 씩씩하게 해봐. 나가자, 싸우자, 이러지 말고. <laughs> 자, 시작.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박수, 박수, 박수. 땅빠닥를 울려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설교 참 좋다. 그죠? 아, 은혜롭네. 어, 내가 하면서도 은혜가 느껴져, 제가. 예, 예. 지금 너무 감사하고 어, 녹슬은 검을 다 갈아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자 우리 5분 동안 통소로 기도할 때 소설 한번 높이 드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케 하소서 녹수로 어, 사라지는 경우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 달아서 없어지도록 조지 이필드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다 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 shut it down.